수많은 무리들 줄기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 이 꿇어 경배하네 예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래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